별명 1위의 내 DJ 봉아리 아 병아리구나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접니다 이거 알죠? 이거 옆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과연 야 일단 이응 이응 느낌 뭐죠 느낌 뭐죠 무슨 느낌이냐? 꽝인 느낌이에요 야 역시 야 꽝 전 또 받았습니다 VIP 어이 어디 갔지? 여기 자 이번에는 꼭 1등 을 하도록 과연 와 꽝입니다 꽝! 와이 정도면 여러분, 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사기를 당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둘다 꽝이에요 사기가 아니죠 형? 두 개 들고 꽝이 됐어? 네 이건 사기가 아니라 이게 확률이죠 확률 이걸 할까 이거 꽝이죠? 아니 꽝이 아니야 아 그만 받아 다 쓰고 있어 아 진짜 대박 2천만 원 2등! 2등이 당첨됐습니다 와! 이거 리에 말고 이거 말고 아, 네. 나인, 나인으로 주세요 리에로 주세요 아 맞아요 읽어주세요 또 2등 안 할래요